쉬자. 네. 잠깐만. 이렇게 보자. 오, 그렸어. 그 근데 막 넣어도 되지? 응? 막 넣어도 되지? 아니, 살살 넣어야지. 전기 제품이라서 살살 해야 돼. 안 네, 살살. 알겠어, 오, 먹어. 엄청 기네.